어때? 뭔데? 너왜 그래? 야 이거 내 건데? 사이즈 왜 저렇지? 난난왜 그렇지? 헐! 내 건데 이거는? 이거 이거 저희 신대에 있어데야 이거 내 건데? 우와 컵이 너무 이뻐 우와 이쁘야 어, 이, 이거 전전구 가방으로 하면 좋겠는데 네, 이거 자전거 가방으로 써요. 어, 자전거 가방? 응. 이거 되게 다나 이렇게 그, 많이 안 넣어 다니니까 물품 하나랑 지갑이랑. 많이. 오. 오, 야, 이 뭉치 되게 큰데? 어, 피규어 귀엽다. 아, 귀엽게 만든 거 봐. 와, 진짜. 귀여워. 어, 아닌데? 이거 연습으로 좋을 것 같은데? 누구? 나 박지민 지민 지민 지민 지민 지민 태커보이 <laughs> 지민 오헐 후후후후 진짜 모르게 너무 귀엽잖아요. 여러분 많이 보셨네요. 저희 숙소가 이제 그 접시나 식세트가 네. 맞아. 아, 많이 없어졌어요. 그렇죠. 네, 다 챙겼어 진짜. 이게 네. 각자 뭘 골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. 자, 이게 아 솔직히 저는 일단 이 마인 피규어 이게 우리 다 같이 있어야 돼요. 아, 근데 저도 세트 아, 네, 네, 있어야 돼요. 제만 골랐다가 남준이 형이 조용히 해가지고 아, 아, 네, 아 여러분 뽑아. 일곱 명 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특히 저는 그리고 아 저는 이 서울로 일러스트 하신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얼마나 웃겨. 나 서울 서울 옷을 샀습니다. 우와.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엄마 아빠 커플로 입으라고. 우리 커플. 아빠 하시 들었고요. 먹은잔. 네, 먹을 거. 네, 먹은잔. 서울 먹은 거 두개 엄마 아빠 세트로 하라고. 어, 귀엽다, 귀엽다. 네. 서로 하고. 아니, 형을 위한 거 없는 거예요? 저를 위한 거 모자 두 개 있어요.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맞아. 아, 아, 펄소나, 펄소나, 아, 펄소나. 펄소나, 이거 저를 위한 겁니다. 네. 네. 이거 렌즈통. 연습 티셔츠 샀죠. 연습 티 두종 했고요. 그리고 저도 이거 따뜻해 보여서 이거 하나 했고 그리고 저도 피규어 피규어들 일곱 일개다 했고 또 이거 그릇이랑 이런 것도 먹었거든요. 자 우리 지민이는요? 아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. 바이러버리 가서 알아서 아 많이 안 걸었구나 사진이랑 아,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약간 그 콜라보 너무 예뻐서 이거 했고 이어 플레이스 어, 약간 좀비주류를 골랐네요. 모자랑 자켓 이거. 오. 어. 어. 딱 진짜 자기가 쓰고 쓸 거. 실용주. 어, 필요한 거. 나 태형이. 이제 네, 컵과 접시와 큰 접시를.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 이게. 맞아. 네. 그리고 여기 뒤에. 아 그래 도자기. 어, 이제 네. 피규어도 나 원래 피규어도 없어. 죠 피규어 이쁘죠. 피규어 최고죠. 네. 피규어는 어 피규어가. 네네네. 아저 저는 지금 100개가 가지고 베개가 없어? 보자. <laughs> 아 수건 이렇게 말아서. 아, 아 근데 아, 되 좋대. 좋대요. 그래, 되게 좋다는데 저번에 정국이 방 가니까 베개가 없더라고요. 아 맞아 맞아. 그리고 이제 뭐야 모자. 인스 모자 고 뭐 나머지 피규어 그리고 머그컵 두 개. 네. 그리고 가방 두 개. 뭐 가방? 어 아. 아 저거 조그만 목소리가 다들 알차게 골랐네요 여러분들. 참 이게 우리가 투어 다닐 때도 이 외부에서 pop-up store를 많이 열었잖아요. 아하. 파우스월를 아,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여니까 또 뭔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네요. 맞습니다. 네. 신기하다. 자, 아무튼 이렇게 어, 저희가 이렇게 쇼핑을 해봤는데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잘 나왔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정말 이 같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꾸미고 이렇게 같이 디자인해주신 되게 수많은 또 스태프분들의 노력에 또 감사를 드리고요. 네, 이게 이제 뭐 쇼핑을 굳이 안 하더라도 저희 BTS 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이한 번씩 와가지고 네.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또 BTS 파와 정말 또 이렇게 세상 저희가 또 성장했구나 어,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네. 자, 방탄부터 방탄 씨는 외쳐봅시다 방탄! 방탄!